진짜 예쁘다 언제 왔어요? 음. 여기 한번 가면 이 정도 있으니까 그걸 물어지마 네. 보고 하 말고 보고 쪽으로 에이! 오 마이 갓 keep f 어 잠깐만.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just f 와 안녕하세요. 아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뒤 예, 뒤에 한번 다시. 네. 와 미쳤다. 와. 어디서 왔어요? 저요. 어. 저요. 어디 나라 사람 같아요? 베트남? 아니요 홍콩 사람이요 어? 홍콩 사람이요 홍콩? 네 어, 혼자 왔어요? 아, 저 혼자 여행하고 어. 있어요 사, 사리요 어, 혹시 부산 사람이요? 부산 사람 청년, 청년. 아 사람이요? 네, 우리는 요동 요 금방이야 소주 몇잔 마셔요? 네? 소주 몇 잔 마셔요? 소주? 네 사주려고 주량이 얼마 되는 거 물어본다 그래 주, 주량이 네. 제가 한 옆자리 옆자리 어. 옆자리 어. 옆자리 말고 월. 40잔 40잔 어, 40잔 40잔 정도 마시 어 40잔이요? 네 오. 아가씨 소주 잘 마세요 아니요 소주 잘안 마셔요 맥주 맥주 맥주 마셔요 한병 마셔요 척척 마셔요 <laughs> 와 너무 와 so steep 오 마이 갓와 대박 여기 맛이 여기 진짜 멋있어요 와 미쳤다 미쳤다 그러는 거 말은 표현이 어떻게 미쳤다 하는 건데 하다 <laughs> 미쳤다 너무 좋다 다 너무 좋다 영어 영어는 영어 어 oh, it's crazy 원더풀 핸드폰도 어디 Where's my phone? 아까 아까 있잖아 와 예쁘다 <laughs> 와 엄청 예쁘다 감사합니다. 맞아, 이거는 멀리 있어요. 고마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정말 이거 너무 예뻐. 엄청 예뻐 여기. 오 마이 갓. 이게 막 아현. 아, 예. 어, 커피예요? 아, <laughs> 이거는 많아요. 아, 예. 전화기 신행으로 좀 바꾸세요. 안녕하세요. 주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반가워요. 저희 육지성 도로에 미침사추 살았어요. 어, 침사줄 여행 가봤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침사 어, 홍콩에서 오, 대박. 와, 대박. 홍콩, 홍콩 좋아해요. 맞아요 네, 제발 아 꿀잠 아, 꿀잠 Go back there 잠깐만 에? 더 잘했어? 너무 빨라 That's fast 그래 들어가구만 같이 어. 와 처음 같이 왔어요 와 한국 집이에요. 와떨이 어디 있어요? 떨이 우리 집에. 어 집에요. 와 감사합니다. 음, 와 아버지 어. 일. 아버지? 응. 어 아버지. 요 아버지. 일에 네. 홍콩 있어요. 아버지 마시나? 뭐 아 백수예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에서 너무 아름다워서 아마 아버지 같이 올게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네 한번 와요. 맞아요. 맞아. 나도 네. 여행 다니다가 아, 네. 여기 방 얻어서 네. 2년째 살고 있어요. 2년? 음, 피실 아, 낚시 낚시해 아, 오케이 음. 아, 옛날에 집 여기 아니에요. 강원도 동해 강원도, 아, 여기 남해 맞아요. 그렇지 여기 남해 아, 음. 아, 여기 더 좋아해요. 여기 많이 좋아요 아, 여기 많이 좋아요 아가씨처럼 여행 여행 아, 다니다가 아, 여한대예요. 음, 여행 아. 다니다가 피쉬 응. 너무 좋아 그럼 한국 어디 저기도 가봤어요? 많이 가봤지 가봤어요. 여기 제일 좋아해요 네.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응. 응, 여기 넘버원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유리 좋아 오케이 음. 네. 네. 네. 와 이야 만났어 여기 찜코 알바 삶아서 오늘 더 맛있을 기다 음. 이렇게 맛있는 음. 음식 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제, 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잠시, 잠깐 뭘담 음, 맛있어요. 맛있다. 음, 와, 소한 맛이에요. 맛있다. 꿀, 꿀맛, 꿀맛이에요. 꿀맛, 꿀맛. 꿀맛 알아요. 음. 먹어보 네. 알아요? 모르는 거 없어? 개굴 알아요. 개굴. 오. 오케이. 와. 어, 아, 한국말 어땠어요? 지금 말하는 언어가 음. 말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은 음. 우리가 알아듣기 쉽, 어려워. 그런데 이 아가씨는 나이, 도 젊은데 음. 한국말 하는 거 보니 네. 어려서부터 한국말 많이 공부한 거야? 나 그냥 음. 나 2년 전 왔어요. 저는 이, 이, 2년 2년? 나이 몇 살? 나 몇 살? 저는 몇살 18? 15, 6, 7, 8? 응. 나는 나, 나 40이에요. 40. 호? 호지! 호지! <laughs> 맞아요.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멀리. 마흔 살. 사십 살. 다시 이요 몰라 그래 안 해보인다. 너 너. 너. 그래 안 해요. 혼자요. 아셔요. 아닌데. 거짓말하면 혼나요. 거짓말 하겠어. 우리한테 거짓말해서 뭐 하려고? 뻥뻥 <laughs> 뭐, 뻥이야. 뻥. 뻥이야? 아, 뻥이야. 뻥이야. 이거 나쁜 사람. 아이디 뭐. 나랑 할아버지 익힌. 아, 너 스물 살, 스물 살. <laughs> 홍콩도 문화 있어? 문화, 홍콩. <laughs> 있지만 있는데 맛이 없다. 있는만 맛이 없어요. 여기 진짜 맛있어 그렇지. 요그 맛이 맛이 없어. 응. 할아버지 죽었다.